달려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없네 나는 그렇게 운전만 해넌 핸드폰 보내 난 핸들을 토네 넌 뭐가 답답해 우리 사이 막막해 하니 We're still in my car 신호등에 걸려도 계속해서 핸들만 붙들고 쓸데없이 쳐다보는 s i d Bro I don't want you 라디오 소리 좀 줄일까 가만히만 있어도 I'm so tired 무슨 말 좀 해봐 말없이 그냥 우리 사이를 막막해 하니 What are we a g a n s t h a t I know 이 침묵은 깰수 없는 걸 Cause you never say 잠깐 멈춰 기다릴 테니 쉽게 말할 수 없겠니 달리는 차안 맘먹게